총소리 나서 조졌스 안 잡을 수가 없었스 좋아요와 구독 별풍선 <laughs> 아! 10개 감사합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편안 편안 구상 안 먹었네 아 아프다 너도 아프지? <laughs> 가뒀어 아 10레벨 남았어 아왜 거기서 뭐하는데 어! 어우 놀래라 아우 쫓기 싸울 필요가 없어 여품이잖아 아니잖아 그치 봤냐? <laughs> 아못 본 줄 알았는데 봤냐? <laughs> 아 이걸 보네 너는 뭐야 야쟤 오기 전에 빨리 파밍하고 도망가자 800 길에다 버려 어 구상 뭐야 구상 소리 뭐야 아 왜 또 있어 야너 발소리 들었잖아 헉, 또 구상 또 먹었다 <laughs> 도망가자 어 키트는 먹어도 되잖아 <laughs> 맞지 키트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안된대? <laughs> 까비 그러니까 지금 이쪽 라인에 엄청 많아 어, 저 앞에 사람 뛰는 것봐 저렇게 내가 잘 보일 거 아니야 그지? 어, 쟤도 나 봤을 텐데 어, 담벼라 스릴이 넘치는데 쟤잘 쏘는 것 봐. 발자국 발자국 아싸 1도 보정기 나 봤냐? 나 봤냐? 야 어떡하냐 아 얘네 잘 쏘는 것봐 진짜 여기도 위에도 있었는데 제발 여기 껴라 껴라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드링크 드링크 좀 주라 친구야 드링크 좀 주라 원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올라가 볼까? 가 여덟 명이나 살았어 총소리 나서 조졌스 안 잡을 수가 없었스 조졌어 진짜 조졌어 아우 술탄 들어오겠네 아 창문 문 열어놓을걸 아 문 열어놓을걸 나이스 됐다 됐다 100개인데 9킬이나 했네? 왼쪽에 한 명, 오른쪽에 한 명 끝 아니야? 됐다 됐다 왔다 좋았다 아 자기전 너무 어렵게 잡혔다 아 사기 자기전 진짜 어렵게 잡혔다 어, 머리 먹는 거 좋은데? 이 집에 사람 없나? 아싸 좋은 생각 던질 거 뭐 이렇게 잘 싸? 아뭐 이렇게 잘 싸? 누가 먹으랬어? 붕대 누가 먹으? 아 붕대 뚜벅이 누가 먹으라 그랬어? 아 핵이네. 한 1코인 더. <laughs> 아 잘했는데 그치? 야 너무 너무 너무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까 거의 거의 치킨 먹은 거랑 다름없다